1월 22일 영상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어, 팬사인회 이제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일 이제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NIFN NI 시즌2를 시작합니다 사실 어, 제 되게 너무너무 NIFN NI 촬영을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사실 저희 또 어떻게 보면은 음, 저희끼리 하는 리얼리티여서 뭔가 더 편하고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어, 약간 또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보드대원 앨범 앨범 활동이 끝나고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한 과정이 조금 좀 준비 시간 이 시기 때 이제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음, 조금 어떻게 보면 공백기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아무런 뭔가 활동 을안 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팬분들에게 보여지는 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,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, 이런 방송 리얼리티로 이제 렌즈분들께 저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. 어, 이제 n i 이픈엔하 촬영은 항상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어, 어, 저 내일도 재밌게 잘 촬영하겠습니다 어, 이제 저희가 녹음도 다 시작을 했고 어, 이제 다음 앨범 뭐 브리핑도 다 받고 이제 정말 다음 앨범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... 어, 뭐 이제 브리핑 들어보니까 굉장히 너무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드데이 원 앨범도 너무 좋았는데 어, 뭔가 다음 앨범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,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생겨서 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,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 약간 프리토킹 어, 교육 어,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매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일본어 레슨도 받고 있고요. 되게 보컬 레슨도 받고 있고요. 뭐 이제 댄스 트레이닝도 따로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어,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그러면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